Hmm. hmm. Huh? Ah. 嗯，还有。 Ah. 어... <laughs> うん 어? 어. 어. 음. 어... 음. 嗯。 Oh. 啊 Uh -oh. Ugh. 嗯。